와. 안녕하세요. 어, 그러면 좀 이렇게 찾으시는 스타일 혹시 네, 있어요, 네, 신부님? 약간 음. 보헤미안 음, 보헤미안. 네. 네. 그러니까 약간, 약 내추럴한 느낌 좋은 네. 거. 네. 네. 야외니까. <laughs> 네. 아, 예산은 사실 많이 안 어. 잡으셨기 때문에 네네. 네. 너무 묵직한 느낌 네. 네. 네 가볍게 흐르는 느낌으로 네. 날씬하셔가지고 네. 어. 랑이 190이 넘으세요 그리고 머리는 사실 오늘 음. 그냥 보려고 이렇게 묶은 어. 거예요. 원래는 플루포였어요. 아, 완전 그 앞머리를 앞머리 를 하던가 그래서 네네. 밑에는 좀 이렇게. 음, 네, 감사합니다. 안쪽으 들어오세요. 네. 떨어지는 느낌이에요. 아. 네, 근데 소자 좀 밑으로 한 번만 들어볼까요? 네, 수고하겠습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게 약간 저기 스타일이 완전 첫 음. 되게 어. 된, 이렇게 되게

곡선, 뒤태 이런 데가 너무 매력있죠.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소리가 바깥으로 어, 어 흘러나와서 겨드랑이 살이 안 벌써 아 참나 <laughs> 너네옷 네 같아 네. 네. 음, 찰랑찰랑하게 떨어지네 예쁘네 우아하고 예쁘네 그 느낌. 네. 어. 레이스 쪽으로 한번 네, 비교를 네. 해봐드렸어요. 그 뒤에가 장난 아니야. 장난 아니야. 뒤에가. 아. 네. 네. 방금 전게 예뻤어서 그러니까 어. 포인트가 됐어. 아, 됐어요. 아, 아, 근데 일단 그걸로. 네.